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짜잔 바로 악마의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과일은 용가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인데 어, 거의 악마의 열매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 친구를 잘라서 우리 미럼들에게 먹일 건데 굉장히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걸 통째로 다 줄 수는 없고 한 반 정도만 절단을 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먹어줄지 자 악마의 열매를 제가 잘라서 근데 사실 오 느낌 좋아 소리도 좋네 자 소리가 좋아요 개봉 우와 오나 안에 색깔이 자주 색깔일 줄 알았는데 오 어, 처음이에요 짜잔 이걸 한 덩어리를 통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와 이것도 진짜 많다. 아, 최근에 여러분들이 time-lapse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 막 하시는데 아직 촬영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time-lapse는 좀 힘들어요. 하지만 제가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넣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과연 반응이 올까요? 자 여기 보시면은 미러미 제 생각인데 이 정도면은 한 만마리에서 한 2만마리는 충분히 될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만 해도 한 1, 2천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쪽에도 엄청 많아요 여기 쪽에도 엄청 많고 바닥이 다 밀웜으로 두껍게 쌓여 있어서 최소 2만마리 3만마리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확, 확실히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해봤자 뭐 천마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시는데 진짜 많습니다 자 우선 기다려보죠 오야 벌써 올라왔어 와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야 친구들 지원 사격 가자 지원 사격 자 지원 사격 갑시다 야 이거 다미럼이에요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거든요 진짜 많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지금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바로 달려든다는 거죠 제가 전에 손가락을 넣었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몇 분 있었는데 깨물어요 엄청 깨물어요 사실 그때 안 아픈 척을 했는데 솔직히 좀 아팠어요 자, 제 손가락도 뼈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먹성이 좋은 친구들입니다. 자, 타란툴라 정갈도 먹었죠? 저번엔 금은 안 먹었어요. 저때 금은 안 먹었어요. 야, 진짜 맛있게 먹는다. 꼴깍꼴깍. 이 친구들이 아마 내일쯤이면 이제 이걸 먹고 뻔데기가 금방 엄청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분을 먹으면 금방 번데기가 돼버리거든요 이야 우선 오늘은 너무 일러요 이게 한 몇 시간으로 해서 없어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고 이게 한 하루 정도 내일 아침쯤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한 24시간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어, 맛, 맛 하나도 없는데? 그냥 거북이 줘야 돼 거북아 이거 먹어 거부가 이거 먹으세요 와 지금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난리 난리 브루스 났습니다 지금 자 야.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달려드는 거 보세요 와 안녕 자 다시 출근을 했어요 <laughs> 자 출근하자마자 여기 미럼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와자 여러분들 그 악마의 열매 바로 이 용과가 <gasps> 야 뼈도 안 남았어요 <laughs> 야 와, 어떻게 그걸 다 먹었지? 야 지금 진짜 여기 엄청 많다 보니까 애들이 수분을 많이 요해했나봐요 많이 필요했나봐요 장난 아니다 그냥 진짜 그냥 다 먹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번데기 되고 탈피하고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금은 먹지 못했지만 이야 이것도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겠네요 자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해낸 게 얘네들이 스티로폼도 먹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먹이면 이렇게 구멍을 내죠 이 구멍을 내면 우리 개미집으로 살, 활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럼에게 석고도 먹여볼 거고 다시 스티로폼을 먹일 건데 스티로폼을 먹이는 이유는 우리 개미 사육장 만들려고 <laughs>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악마의 열매까지 싸그리 싸그리 먹어주는 우리 미럼 다음번에 어떤 시리즈로 하면 좋을지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바글바글한 미럼한테 수고한 미럼에게 우리 바글바글 우리 수고한 미럼은 이제 먹이곤충으로 <laughs> 쓰여질 예정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요시